지금 몇 도 상승 중이야? 저... 저 0도요 어 지금 저고도로 비행 중이? 아니요 그럼 아 지금 고도 3... 3 0 0 0로 날고 있어요 <laughs> 고도 3 0 0 0에 속도는 7, 700이에요 700km에요 6 0피트에 그러면 속도 아, 700, 저, 저 아악 300, 자동 나트 쓰고 오 잘하다 음, 전기사요 아, 저 끝이 알려드릴까요? 그 라고 나면요 그속도는다 뜨거든요 아, 아, 아 이거 조금만 해보리면 그대로 스테로한발 갈겨버리세요 어, 그 TWS를 라고 나면 걔 라고 난지도 모르니까 TWS를 꼭 라고 나시고 어 찜킬 페널티 벤이야 네, 내가 하지 네, 네, <laughs> 내가 하겠다 They're here. 오 시트로 날려버릴까요? 그러긴 이미 이겼어. Show me your hands. Hands up now. Hands up. 오 뒤에 뒤에 뒤에 뒤에. 오 방패가 날 살렸다. 어? 이또 열어 열어봐야죠. 웨지 좀 제거 좀. 브리칭? 아예 브리칭 돼? 철문이? 안돼. 아, 네. 아이. 어. 어. 어. 어. <laughs> Officer is down. 이런. Get down and show me your.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지도도 있네. 오. 모든 문에는 그 부비트랩이 달려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들어가세요 그거 있다고 그냥 상정해야 돼 부비트랩 있다고 어 뭐야 i n s a traffic Legacy 11 making right base for final runway 23 Threat, RA 168 MKP님 저 저 잘 보여요? 플레어 뿌리고 있거든요. 아니요, 나 지금 이제 산 넘고 있는데. 아. 오, 씨, 뭐야? 야, 쌤, 쌤, 쌤, 머드 스파이크, 머드 스파이크, 레후, 어. 레후, 레후. <laughs> 아, 아. and so traffic looking no, no, established no. runway 23 full stop. Oh, oh, oh, sure fine. Oh, oh, oh, oh, okay. Ah. 지금 저 해리어 말 걸면 안 돼. 와 이게 편대빙이 되네. 하나 둘 셋 <laughs> 동시에 이함하는 거임? <laughs> 아니 내가 둘이 방가워 말했잖아 가민 가민 가민 가민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탈출해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발소리 들린다 빨리 와 빨리 들어가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이쪽으로 들어가 빨리 문 닫아요 앱다 야온 오! 아. 쏴! 우와! 아. 우와! 뭐야 방 서, 전멸띠? <laughs> 뭐야 선생님들 다 죽었어요? 님, 님 죽었어요? 아니요 저 살았는데요 <laughs> 이미 씨발 잡긴 잡았는데 아 그냥 좀 느긋하게 들어올 걸 그랬나? 너무 급하게 들어안 되나? 터지겠다 또 <laughs> 너무 급하게 들어왔다 아니 <laughs> 뭐야 저게 <laughs> 어? 어? 어 내가 내가 비킨 아 아니야 아니야 내가 오지마 내가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씨야 Bruh. Talk to entry team. Copy that entry element. Proceed. 오 어, 뭐야 뭐야 뭐야 어... 아 잠깐만 잠깐만 어... 잠깐만 아우 나 잠깐만 어, 누가 누가 가스 안 뭐야 안... 방독면 가스를 안 가지고 왔어? 열심히 가지고 왔단 말이야 <laughs> 어... 아 잠깐 문문문못 나가 <laughs> 누구야 터트린 사람 이거 나와 누구야 <laughs> 어. 아! 음. 오우 쉣. 어. <laughs> 보임. 게임 회사명 말하 나, 랑딴 얘기하고 있어. 아, 어, 미친. 나떼콘 잡혀버린 거야? 아니야 엔진 둘이야 엔진 내끄면 어. 그 라떼님 라떼님 그 라떼님 위지스님인데 허리케인이 어. 어. 그냥 걸어 가자 어어 어 뭐야 이게 어 이거 왜 여기서 눈 뿌렸어 아 어. 어. 어. 어. 떨어졌다. 어 화면이 빨개. 어. 오. 오이씨 어, 깜짝이야. NKP님은 자연사 하셨습니다. 네.